끝났어? 너 어디 갔다 왔어? 선생님이 숙제 안 한 사람 남아서 다 풀고 가라고 하셨잖아 나 방금 컴퓨터 보고 갔지 지금부터 풀 거야 아휴 지루해 수학만 한 시간째 풀고 있으려니까 노잼이다 노잼 선생님은?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? 출장 가셨어. 수익 다 풀면 선생님 책상 위에 놓고 가라고 하셨어. 음... 얘들아 우리 심심한데 과학실이나 갈까? 거길 왜? 뭐 재밌는 거라도 있어? 오늘 산성용해하고 연기성용해 실험했잖아 아우나 그러다가 선생님께 혼나면 어쩌려고 오늘 선생님 안 계신다니까 그래도 아이고 모범생 나셨네 그럼 넌 빠져 준영아 같이 안 갈래? 나 실은 애께서 가져왔거든 정말? 애께 산성용에 떨어뜨려 볼까? 재밌겠다 준영아 너까지 왜 그래 그러다 선생님 아시면 어쩌려고 너만 조용히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?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준영아 준영아 가자 야서주아 너는 그렇게 평생 선생님 말만 듣고 살아라 난잘 모르겠어. 다 그게 그거 같아. 몰라도 돼. 그냥 아무거나 해보면 되지. 아우나, 근데 여기 좀 뭔가 수수하지 않아? 뭐가? 아니, 그냥... 아우나, 우리 이제 그만 가자. 나 이제 이러고 재미없어. 아, 야! 좀만 기다려봐. 그럼 나 먼저 갈래. 너 혼자 해. 아야, 나 혼자 있으면 무섭단 말이야. 어떡해? 지우면 되지 뭐. 잠깐만, 내가 빗자루 가져올게. 없어 아온니가 이상해 왜 뭐가 아온이 지금 어딨는데 과학실에 있는데 아온이가 아온이가 아온이가 뭘 어쨌는데 집에 안 가? 나 먼저 간다.